시원하겠다. 와. 와 이거 몇 뭐 인분이에요? 이거 4인분이에요. 4인분이에요? 자 방금 저희 매운 국물 뼈찜 4인분 먼저 나왔습니다. 저희가 고기 자체를 다 익었어요. 음. 네, 네. 네. 와 저기 안에 지금 되게 많이 들어있어. 콩나물부터 새송이부 깻잎, 당면, 대파까지. 아, 엄청 푸짐하다. 시원하겠다. 고기를 일단 조금 빼자. 이, 익었으니까. 그래. 배고파. 아니 지금 밑에 이게 뼈를 보면은 네. 살이 엄청 많이 붙어 있네요. 살 진짜 많이 붙어 있어요. 와. 살이 정말 많이 붙어 있다 여기도. 근데 지금 보니까 뼈찜이 너무 뜨거워서 우리 요원들이 뼈를 건져내서 식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어, 방법이다 방법. 국물 한번 국물도 한번 먹어보자. 국물 한번 먹어. 국물부터 먹어볼까? 근데 제가 봤을 때 약간 매콤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네, 네. 외국 분들이 진짜 괜찮을까 모르겠어요. 매카라다매카라다 음, 진짜 매카라다 음. 어때? 음? 괜찮아? 응. 나 먹을 수 있어? 괜찮아. 약간 살짝 단맛도 있어. 입이 넣었을 때는 단맛인데 이게 넘어갈 때 매워. 맞아 맞아. 처음에는 단맛이랑 칼칼한 게 있는데 뒤에는 약간 매운이 좀 올라온다. 그러니까. 매콤함이. 와. 네, 입이 넣었을 때는 단맛인데 이게 넘어갈 때 매워. 맞아 맞아. 처음에는 단맛이랑 칼칼한 게 있는데 어. 뒤에는 약간 매운이 매운데 달콤함. 맞아 맞아. 근데 여기 여기 넘어갈 때 매워. 음. 맛있어. 음. 일단 식었으니까 먹자. 응? 먹어볼까요?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엄청 커요. 자, 지금부터 돈줄 작전 시작하겠습니다. 60분 스타트! 살이 음! 부서지고 음! 말릴 거. 어, 많이 봐. 와, 고기 어떻게 이렇게 야들야들해? 자, 자 갑니다. 에바 갔어요. 에바 언니, 어머 어머 어머. 와, 진짜 커. 와, 어, 에바 눈이 커져요. 엄청 커요. 어, 사울이 보시 세울이 처음부터 일단 출발 빠르고요. 와, 공격수 답네요. 야, 공격수 답네. 와, 진짜 엄마. 뼈 높은데 살도 많아. 살이 엄청 많이 붙었네. 와, 살 봐. 와, 진짜. 아, 잠깐, 진짜 대박. 대박. 진짜 대박이야. 나 어, 어디 어디 괜찮아요? 응 음, 여기 조금 먹는 거와 수다 진짜 맛있게 먹는다 진짜 뜯을맛 난다 와살 진짜 부드럽다 와 진짜 촉촉하고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워 음. 너무 부드러워 많이 매울까봐 이렇게 만져도 진짜? 그러니까? 괜찮아 하나도 안 매워 응. 음. 안 매워 안 매워 양념이 음. 고기 안에 스며들어서 맛있다 와 대박 대박 진짜 부드럽다 와우! 와, 뼈가 두동강이 나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쪼개지네. 아직 뜨겁다. 씻겨놔야겠다 이렇게. 뜨거워, 뜨거워. 뜨거워. 아니, 에바님 그 손에 굴수까지 지금 쩍쩍 빨아가지 제대로 드시는데? 어머 빨아먹는 거봐 어머 어머 어머 에바 아, 봐 제대로 어머 어머 에바야 음. 그냥 그냥 들어가 봐. 그냥 그러니까. 어, 어 이렇게 열심히 와서 이렇게 많이 들었어 아 사오리 맛있겠다 사오리 아까 아 사오리가 수저하고 젓가락하고 동시에 쓰네 난 아, 정말 공격수 같으세요 아. 멀티플레이어 맞아 다들 사오리도 잘하는데요? 잘 먹는데? 어? 진짜 잘 삶아졌나 보다. 음, 잘 삶아. 진짜 부드러워. 어, 이것도 뭐 육불로. 음. 음.